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네 <laughs> 앞에 보신 거와 같이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죠 그분께서 바램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안 해드리기가 애매모호했던 게 이 키트를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기도 한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 박스를 꺼내게 된 거죠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어,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들다 뭐 퀄리티가 별로다 정도에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문제의 아오시마 미니카 키트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에 아스라다 그 GSX죠 그 TV판 첫 출연하는 그 머신은 한번 작품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 저희 구독자시면서 같이 미니카 즐기시는 분 중에 그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미리 또 받아놨던 슈퍼 아스라다가 이번에 주제가 됐죠 이 키트를 지금 제가 집에서 미리 박스를 뜯어봤는데 정말 최악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? 아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? 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었고 스티커는 하나도 쓸 게 없더라고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한들 또 이게 타미야 샷이랑 호환이 얼마나 잘 될지 주행을 과연 시켜볼 수 있을지 별의별 걱정을 다 안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시는 장소는 어, 좀 색다르죠 네 제가 집에서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는 게 어, 건강상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 힘들고 그래서 어, 좀 이른 시간부터 그 빅박스에 그 도색 부스를 좀 빌려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네 오늘은 안락한 그 도색 부스가 있는 이 경기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따뜻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제가 도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흔쾌히 오늘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, 빅박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보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엄청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썼네요 근데 지금 갑자기 두 대가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작업한다는 걸 들으시고 홍대 타미야 사장님이 그 갖고 계신 똑같은 바디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아 괜히 갔나? <laughs> 어, 홍대 타미야 사장님은 저하고 아주 각별하게 친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려고 두 개를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슈코트 샤시에 카오를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타미야 셰시에 결합을 해서 주행이 가능하게끔 체결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거 딱 보면 기본 키트잖아요 <laughs> 이게 기본 킷이 아니고 졸지에 오픈 클래스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뭐 타미야 카올이 아니니까 대회랑은 상관이 없을 거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후크 체결을 해서 한쪽이 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체결이 되려면 요, 여기 기어 커버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부분이 세상에 이 카울의 요 부분 아랫면하고 그 맞닿아서 얘가 오른쪽이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자 보시면 먼저 위에 부분을 살을 벗겨냈죠 이걸 먼저 벗겨내고 카울을 끼웠는데도 카울이 들리는 거예요 카운터 기어랑 직접 맞닿아서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잘라낸 게 보이시죠 네 이 부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네. 이렇게 하면 이제서야 구동이 문제없이 돌아갈 정도로 닿는 면적을 다 제거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중경 타이어를 꽂아놨어요 근데 중경에서는 여기 부분이 아 여기 여기 부분이 여기 양쪽 끝에 이게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타이어랑 딱 닿으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얘가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앞바퀴가 닿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소경으로 바꿔서 어, 나머지 이제 옵션들을 좀 더 달아서 뭐 욕심부리지 말고 베이지 클래스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게끔 어, 실세팅을 한번 해볼까 하네요 이거 혹시라도 저처럼 타미야 셰시에 결합해서 주행용으로 갖고 놀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여기 기어박스랑 요 카울이랑 닿아서 제가 해결한 부분을 어, 나중에 꼭 체크를 하시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.